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스 개몽의 메모컬핀입니다 처음 잘라봐요 그러니까 처음 깎아봐요 머리를 짧게 태어나서 진짜로 무섭기도 하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쌤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바로 안 자르고 조금씩 자르려고 여기 옆머리도 6, 6mm면 어느 정도였어요? 6mm? 6mm는 1cm도 안 되는 거지 좀 멋있게 짜가볼까? 어, 어, 쌤이 이제 스타일링, 스타일링 하고 싶었던 그런 머리 그나 내가 짧게 한다고 했을 때 아. 어, 굉장히 떨립니다. 나 진짜 처음이야. 와. 아, 어, 뭐야? 아, 막, 헤막 떨어져. 아, 뭐 하세요? 아, 진짜 아, 관심 아, 없다고? 잠깐만요. 쌤 천천히 해요. 부상 이상하면 어떡해? 나 짱구면 어떻게 짱구? 짱구가 좋은 거야? <laughs> 뒤에 뭐야? 머리 잘랐는데 막 가방 엄청 내는 거야. 잠시만요 조금씩만 조금씩만 일단 조금씩만 자르고 잠깐만 때려줘 잠깐만 이거 치워 치워 치워버려 오케이 귀여워 일단 이 정도는 맞아 많이 잘랐었잖아 일단 귀여워 자또또 새로이 된다 새로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나와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되게 잘생겼어 쌤들 애녕 머리 자를 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었어? 아니 너 처음이야 레오 형 레오 때 너무 잤어 영광인 줄 알아 귀여운데? 의상 쓰고 있으면 멋있는 거 알지? 어, 그래 저렇게 생겼구나. 여자 인상 좀 쓸게. 사연, 있다 사연 있어. 근데 이제 얼굴이 더 작다. 더 짧게 자른다. 맞지 마라. 잠깐만요. 나 사진 찍어줘. 빼서 찍기 싫나 봐. 곱슬이야. 아, 진짜 산지창 됐어. 긴장했네. 아, 긴장했네. 긴장했네. 이제 우리 다 알지, 나의 표정. 어. 어, 나 진짜 귀 특이하게 생겼어. 내년 그때 그거 그 인스타 올렸던 것처럼 그러니까. 그 정도 길이 괜찮아 그래? 그럼 옆에 네. 더 밀어야 돼, 완전. 잠깐만요. 오, 오, 어, 어, 엄청 많이 내려온다. 머리카락 눈이야 머리카락 완전 검은 눈이네 검은 눈이야 음, 음 이게 조금 더 잘라주면 아 진짜 좀 궁금하긴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자른 적이 없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야 잘생겼다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지금이야 지금 그 누르면 이제 위에 머리가 밑으로 완전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 박세로의 머리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? 확실히 다떨어져요 오. 이런 거 봐주세요. 머리 말려네. <laughs> 박세로막 이런 종류 있지 않아? 어 맞아 어, 맞아. 어, 어로이다 세로이다. 잘생기긴 했다. 머리 진짜 짜라란 짜잔 이거에 좀 줘볼까? 신기하다 머리를 처음 잘라봤어요 이렇게 헤어를 커트를 하고 군대 갈 준비를 이때 준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잘라봤는데 한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이렇게 잘랐고 한 3일 후에는 이제 좀 더 짧게 잘라가지고 훈련소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,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, 사랑하는 멤버들, 가족들, 그리고 우리 애기들, 그리고 회사분들, 뭐 지인들, 스태프분들 여태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잘 다녀올 테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랍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이 눈썹 옆이라 그랬어. 쫙 피고 이거 엄지손가락 이렇게 구부리고 안 보이게 해서